혹시 알고 있나요? o 아, shit. Here we go again. 신경 쓰시게 만들었네요. 아야야야. 피해 없이 마무리되게. 저는 괜찮아요. 이런 신경 쓰시게 만 una hora después. ¿Qué pasa contigo? ¡No te muevas! ¿No ves que te voy a matar? <laughs> what the fuck? You serious? Me voy a matar, que me último. Uy, uy.